드디어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아, 길고 긴 비행이었습니다. 여기 분들 너무 친절해요. 제가 키가 작아서 짐을 위에 비 선반에서 못 꺼내는데 선반에서 꺼내게 도와주고 그냥 눈빛만 보냈는데 척척 짐을 내려주시더라고요. 이따가 다시 소식 전할게요. 빠이. 지금 코펜하겐에서 말뫼로 넘어가는 중인데요. 끝없는 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. 인천대교 못지않네요. 아니 정말 혼자 여행하니까 진이 너무 속에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힘드네요 그래서뭐 늘 익숙한 이런 거 익숙하니까 씩씩한 불이 타니까 아. 아니 날씨는 너무 좋네 근데 조금 피곤하다는 게 감정 근데 에어앤비에 짐을 막 에어앤비에 지금 주인이 일을 나가서 열쇠를 어디다가 숨겨놨대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일단은 내 집처럼 편하게 샤워하고 씻고 휴식 취하면은 바로 집 보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? 사실 오늘 돌아가기로 한 집이 있거든요 일정이 바쁜데 재밌어요. 설레고. 새로운 풍경도 너무 예쁘네. 와, 풍경 예쁘다. 작은 조용한 동네네요. 네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에어앤비. 행복하네요. 우와. 진짜 예쁜 집이에요. 스웨덴에 와 이런 집 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.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게와 진짜 예쁘다.